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드리연의 이현진입니다 앞전 영상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어, 조회수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어,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영상은 어, 우리 유저님 유정섭님과 오병준님하고 이렇게 저하고 세 명이 콜라보를 했는데요 지난번에는 가로 본능이었으면 이번에는 세로 본능인데요 좀 이렇게 잘 봐주시고 어,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좀 제발 좀 댓글 좀 달아보세요 댓글 예.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저는 뵐게요